2020년 3월 27일 흉가여행 3일차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1 보고 있어요? 누구 있어요? <laughs> 어? 나 빗소리 때 잠깐만 잠깐만 쭉북이 좀 뺄게요 여러분들 오늘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냥 중폭 겹시 갑시다 잠깐만 여러분들 당신 누구야? 분명히 문 닫혔... 다시 한번 여러분 잠깐만 소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잠깐만 지금 뭐 소리한다 잡기 아닌데 이 정도면은 잠깐만 소리 증폭기 하나 둘 뭔 소리를 들었죠. 뭐 말소리 아니요. 유리 밟는 소리. 저는 유리 밟는 소리를 말합니 유리 밟는 소리. 아 지금 유리 받는 소리 같은데 1층 거기 유리 받는 소리 맞지?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뭐 깬다 깬다 깬다 뭐 깬다 이 경찰 아니야 이 사람이다 뭐 깬다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나 진짜 아나 진짜 씨발 짜증나 뭐, 뭐 와봐 와보라고 오이 내가 쫄았다 내가 쫄았다 아 여러분들 나 진짜 이거 헷갈린다 진짜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겠어 지금 뭐야? 방금 뭔 소리야?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죠? 휘파람? 아니면은 호루라기? 뭐야? 허! 어? 어. 어. 뭐야 갑자기 세졌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이 정도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아저씨가 나가!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찍고 다 걸고. 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어주십시오 진짜 기운 너무 셌어요 생전 이 기운 제숨 쉽니다 똑같이 지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믿어주십시오 진짜 저 지금 엄청 더워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래버려요 지금 와 미쳤다 여기 진짜 여러분들 저 여기 말고 다른 데 갈게요 여기 싸,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저딴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얘들아 생각해보면 너희들 지금 너무 예민 너희들 너무 예민해 바람이겠지 오바들 하지마 아니 어제 내가 오다가 내가 건드렸겠지 오다가 내가 건드렸겠지 그냥 살짝 건드렸겠지 오빠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